돌잖아 계단 이거 어, 계단 따내려 오세요 에이 왔어요 쌀이 왔어요 이라고 거야? 어이구 어구 어이구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끝까지 내려가요 옳지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내려왔어요 물 마시러 가니? 뭐야? 중환가 빨리 올라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다리 가보세요 슝 다리 보세요 올려놨어요 다리 가보세요 다리 봐 다리 가보세요 슝 대진보리 선수와 함께 어떤 것을 어떤 계단을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올라오세요 일로 오세요 쌀이랑 엄마 있는 데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간식도 네, 했는데 얼른 오세요

기다려 짐벌이 여기 있다 일로와 있다 있네 짐벌이 있다 <laughs> 아직 무서운데 근데 여기 무서워하는데요 여기 있어요 잘했어요 심벌리 야 슬라이드도 있는데 왜 아이고 슬라이드 별로 안 좋아해? 어어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슬라이드로 내려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기요 <laughs> 슬라이드 싫어? 슬라이드로 올라가는 거 싫어? 싫어요? 싫습니까?